아, 아, 아. 공코 아. 아, 아. 곧 공이즈의 성년의 날 축하 기념식이 시작될 예정이니 엔진 여러분들께서는 눈 반짝, 귀 쫑긋 하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읽어주 축하사절단 우리 동생 라인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해 동생 여러분 들어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도와주니다 네, 네, 각자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야, 이쪽. 어, 그 제가 여기 아닌가요? 맞아요. 맞죠? 맞아요. 제가 여기입니다. 네, 저기 네, 각자 왜 소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저는 막내에서 막내 중에서 가장 맏형 맡고 있는 네, 막내 막내 아, 오브 그 막내 안녕하세요 막내에 대해서 맏형 선우입니다 키는 막내 <laughs> 네아 이렇게 막내 소개를 잘 들어봤는데요 이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성년날 성년날에 딱 맞는 이제이뭐 <laughs> 하세요? <laughs> 소원 씨이어주세요자 뭐 뭐? 렛츠고 아니 왜 갑자기 슬로우를 어 빨리 오세요. 뭐 하세요? 아, 야, 주인공은 주인공 천천히 천천히 오는 법이죠. 주인공 마지막에 너는 뭐야? 여러 자리 안 되죠? 근데 네. 격적으로 엔하이픈 공이제 성년 엔할 축하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입니다. 오, 어, 오, 야, 야. 네. AS 부탁드려요. 네, 시작부터 삐- 네, 시작부터 삐끗. 삐끗 어, 됐어요. 네. 알 네. 네, 첫 번째 순서입니다. 어, 장미꽃 증정식이 있을 텐데요. 음. 네, 선우 씨 준비해 주세요.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와우. 오. 네. 어? 와. 아, 야. 써야 되는 건가요, 설마? 저 써야 되는 거예요. 와, 색깔이 다 헤매. 심지어 이거 생화예요, 생화. 아, 생화. 생화. 네. 댓글. 생화 먼저. 헤어했는데. 저 꽃가루 알레르기. 아, 저 이렇게 올리 진짜로요? 나 꽃가루 알레르기 있는데. 약간 그명 크라운 할때 이렇게. 예. 오케이. 이게 생화라서. 이거 저번에 썼던 거 아니야? 읽었을 때? 오. 어, 읽었으면 아닌데. 그건 아닌가? 네. 들어주세요. 예. 어 근데 댓글에 와리스 공이즈라고 돼 있다. 아, 아, 아. 어이구. 공이즈는 공이즈 공이 라인에 있는 2002년 2002년생 저는 헤매서 안돼 2002년생을 뜻합니다. 네. 무거운데. 들어주세요. 어옷 끊졌네이쁘다 이거는 근데 잠깐 쓰고 있을게요. 좀 이따 네. 뺄게요 이거. 네. 아 저는 아들과 있는 관계 즐겁겠습니다. 아 진짜 맞습니다. 그럼 한 네, 진짜 하고. 알레르기 있어. 그러면은 이거 알레르기 있으 똑같이 여기 쓰나 여기 쓰나 여기 네, 아, 아니 아니 되게 어하지 않지 알레르기 있으니까 알레르기가 맞네 <laughs> 고양이 알레르기 어머니 알레르기 우리 진행해 볼까요? 네. 네. 네 이번에는 어 어디냐 다음은 축하할 때 빠지시는 케이크 아 케이크 케이크 아, 아, 제가 또 6시간 전에 만들어 놨어요 오! 아 직접 만드셨나요? 왜 항상 6시간이죠? 네 직접 만들어 레이즈 나왔을 때 네. 오! 깜짝이야 깜짝이야 케이크 한번 뭐 무섭다 케이크 한번 와! 짜잔 네. 네. 이거 은 총, 총은 제가 받았어요 음. 아 여기 있네요 테이블 마침 갑니다 케이크도 왔으니 축사를 한번 해볼 텐데요. 축사를 한번 이키 씨가 축사 축사도 있어요? 네. 축사. 오, 뭐야? 지금 안에 제가 30분 전에서 이거 뭐 네. 행사 행사하는 거같데 <laughs> 어디 홍보대사 제가 한번 해주세요. 네. 자 이제 니키가 30분 전에 실제로 쓴 실제로 쓴 오. 책입니다 아재 안돼. 아유 해주세요. 니키 지금 머리를 정리하고 네, 머리 좀만 머리 여기 좀만 더 이렇게 해 어, 네네네 어. 네, 네. 네, 저 뻗쳤어 웰보 텍 텍스처 텍스처 텍스처 텍스처 텍스처 네네 조금만 즉사 어디요? 어 조금만 더 앞으로 아저 화면에 잘리시거든요 네 조금만 네. 네. 아, 더 앞으로 이겼습니다 즉사 J 네, 시작부터 반말하고 제이 시대 사서 아이고. 제이. 제이. 제이. 왜 그래요? 일부러 반말해. 뭐하는 거야? 뭐야? 왜 이렇게 써 있어요? 아, 그러네. 앨범 즐겁게 했어. 제가 쓴 거예요. 네. 제이. 제이크. 성훈이 형. 야, 성한테 반말하기 싫어. 빨리 갑시다, 빨리 갑시다. 제이, 제이 성훈이 형, 선년의 날 축하합니다. 와. 아, 네. 선년의 날은 등립되고 선수가 인격체로서의 선장을 인격체. 사회적으로는 새로운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오. 그리고 역할과 책임을 마음에 새겨보는 날입니다. 네, 선년에 된, 아 선년이 된새 형들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네, 한 명씩 말. 어 좋아요. 네, 제이 형. 네. 어 그래. 듬직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제이크 형. 네. 제이크 형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제이 형. 야. 야, 듬직해져야지. 듬직해져라. 소원이 형. 소원이 형. 포근한 형이 되길 바랍니다. 아, 지금은 까치다구나. 저는 뭐 고민돼요. 고민돼. 네. 제가 제가 그거 패딩 빌려줄게. 아, 이분들 등직해줘야 아, 어, 이거, 이거 아래 끝까지 하죠. 와, 2021년 감사합니다. 이거 읽어야지 공래 저거 네, 뭐야? 2021년 5월 17일 n f n 공의지 협회장 리키. 공의지 협회장 협회장 공의 협회장 맨날. 근데 그거 참고로 성훈이 형 포근한 형이 되게 바란는 멘트는 정훈이 형이 이겼다. 음. 어. 약간 포근해지면 좋으니까 그치 찌근한 거 좋지 뭐 털좀 길어요 털을 길그 <laughs> 양털 같이 네. 아면 몸무게 좀줄게네 일단 니키 씨 이거 침필 사인 아 침필 이거 축사 너무 감사합니다 야. 네. 네. 그럼 보통 몇 기에 그거 들나 이름은 네. 뭐끈 어, 같은 거아 이름 쪽에 이름 쪽에 상장 받는 사람이 들어가는데 야 도정은 없어 자기 이름 <laughs> 적었어 자 네! 니키 네. 네. 씨가 준비한 축사까지 들어봤는데요 다음으로는 성, 성년 선서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성년 선서요? 네 이제 어른이 됐으니까 이제 어른이 된 기념으로 선서를 해야 될거아니겠어 이제 나는 어? 번실한 청년으로서의 희생하 했나요? 저안 했죠. 하세요. <laughs> 네. 다음으로는 네, 본인의 성년성서의 작성을 한번 음. 해주세요. 아 네. 네 어, 따로 준비한 성년성서의 한 개씩 가져올까요? 제이코, 와어 이거 진짜 상장건데 이거 갑자기 막 사인하면 막집 가서 막 이제 빨간 딱지 붙여있고 막 그런 거 아니야? 여기 성년성서에 이제 어, 오. 글이 적혀있는데 이거 제이크가 대표로 한번 오케이. 읽주세요 성년성서 화명 제이크 이명 머리 2002년 11월 15일 나는 이제 3년이 됨에 있어서 오늘이 오늘이 있게 오늘이 있게 해진 성훈 형이 <laughs> 성훈 형이 괜찮아요 귀여워 철새 네 나는 이제 성년이 됨에 있어서 오늘이 있게 하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아. 완전한 사회인으로서 정당한 권리에 참여하여 신성한 의무에 충성하고 어른의 도리와 애나에 푼 성인 멤버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야, 야, 어, 이거 지금 동의하세요? 다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죠. 네, 아, 동의하죠. 네, 다음사인하 됩니다. 네, 서명 부탁드립니다. 이거 다들 선서하셨기 때문에 지켜야 됩니다. 네. 네. 오 이런 거 되게 오 서명가잖아요. 계약하는. 오. 이거 함부로 부모님이 어디 가서 그 사인 이제 막 그런 계약서지 말라 했는데 야인자 갖고 인장을 내요 이건 저번에 <laughs> 도장 그만 좀김정 인장 그거 아닌가? 인장 우리 할머니 김장 트위터 그거 아닌가? 갑자기? 아니에요 진짜 어, 맛있어 두 개네 두 진짜 맛있어요 저희 할머니 네 성인 다 했나요? 네 아, 네, 그럼 생년 현서까지 마쳤습니다. 다음 네. 순서는 오늘의 하이,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공이지의 리더 정원이. 아. 야! 그 전에 앞서서 자, 이거 집중해서 일단 약간 제가 해보게요 네. 네. 옆에다 갖다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 주실래요? 와 냄새 진짜 좋아. 좋아요. 장어 감 이게 진짜 생화예요. 어유, 어, 그거 근데 봐봐요. 이- <laughs> 아 조금 어, 조금. 네, 음. 화질 은이 뭐 신고했구나. 엔진을 신고할 뻔한. 네. 제가 그거 어떻게 뽑아요? 뽑나요? 공이질 리더는. 네, 공이질 리더는요. 어, 사실 논란이 끊이지 않았잖아요. 아, 그렇 막내. 이 오, 오늘 인트표는 사실 이제 오늘 정해진 걸로 1년 동안 유학을 1년이요? 1년이요? 1년이요? 너무 긴데? 1년 동안 공이질을 리드해야 돼요. 너무 긴거 아니에요? 1년에 아, 7개월 만에 3개월 만에 3개월 네, 이거는 뭐이 아. 성년회에서 정해진 아, 룰이기 때문에 아, 협회장님이 정하는 예, 거구나. 아 네. 그러면 아 협회장님께서 제가 한 시간도 못 갈것 아, 같아요. 제가요? 제가 정할까요? 네. 오, 아니 네, 몰라 <laughs> 지금 이거 지금안 듣고 있었죠? 지금 뭐 최대 뭐 최대 1년입니다. 최대 1년. 그, 그, 그, 지금 NG NG 신고할 뻔했어요. <laughs> 죄송합니다. 나머지 네 명이 정해주는 이제 미간이 있는 근데 최대 1년. 뭐 약간 예, 예능 같은 거 나가면은 그런 얘기 많이 하고 누가 만내 나 그런 이제 진짜 말이다 정신이 없어가지고 제가 정해 정해드릴게요. 아니 리더는 정해는게 아니라 리더는 기간 리더는 기간 아 기간 네. 아, 1년. 예. 기간은 1년. 1년. 최대 1년이고 키가 아, 아무것도 없어요. 최소 한 달. 너가 왜 정해? 키가 정한 거 없어. 정한다잖아요. 그러니까 기간? 기간을 네. 그러니까 아까 여기 협회장이라 써있어서 장난친 거. 아 협회장 정했다. 아, 아, 아, 아 근데 이제 사실은 니키가 정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어, 이제 투표로 아 투표예요? 이제 성년을 야. 이제 성년 맞이해서 이제 이지만 제외하고 우리 네 명이 투표를 해서 야. 리더를 정하자. 없이 아, 막내 정하나요? 아 없는 없는 거 없는 거 있는 거요? 없는 거 알아서 하 투표를 꼭 해야 돼. 투표 꼭 해야 돼. 하긴 해야 돼. 여기는 알겠는데. 자 이거 나중에 돌려볼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아, 일단 투표를 진행하기 전에 이제 어, 한 명씩 어, 어. 자기가 리더를 해야 되는 이유를 아 어필 한번 어필해 봅시다. 이런 거막 있었는데. 뭐 자존심이 자존심 있으면 잘. 오 음. 자신감. 저는 제이크부터 이제 이 이거 되게 중요한데 이제 이제 보통 이렇 하면은 왜 나를 뽑아야 된다 이거 말하면 안 돼요. 그럼 내가 내가 뽑히면 뭘 하겠다. 아 공약. 어 이런 걸 말해야지 이제 다 설득이. 네. 그게 그거 아니에요? 공약이 공약이 뽑아 심리가 이제 어, 저는 아 약간 심리 공약. 약간 뭔가 이렇게 해서 뽑아주세요보다는 아 저는 뽑히면은 진짜 항상 팀을 위해서 성인로서 아, 이제 공이 생기고 항상 음, 팀을 위해서 몸을 바치는 그런 음,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냥 그것만 내가 음. 알아주세요. 음. 이제 아. 어필하시는 겁니다. 네, 성우 어필, 아 지금 한 거예요. 한 거예요. 아 저는 25년 줄 알았어요. 자신 있, 있기 때문에 믿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네, 네 저는 이제 일단 공이즈라는 이름 자체를 제가 만들어요 오. 어, 아 그래요? 그러 저한테 이제 필요한데. 저한테 이제 이 저작권이 있고 음. 장명자들 카피라예 음. 저작권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 평소 모습을 보면은 제가 이제 이제 할 거를 되게 되게 잘 하잖아요. 아, 네. 어, 그렇게 네. 리더님 말도 잘 듣고 음. 네 그래서 제가 리더가 된다면 <laughs> 이제 어, 이 두 명을 잘 챙겨주겠습니다. 아, 근데 어차피 공이지 리더니까 진짜 딱이 줄만 잘 챙기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데 네. 저는 유나이티드 네 리더 정원입니다. 저는 제이를 잘 챙길 자신 있어요. 누가 누구 챙긴다고? 저는 공이뿐만 아니라 리더 정원이의 정원이를 돕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리더. 저는 아, 그 브리, 숨 쉬는 사람. 브리더. 브리더. <laughs> 브리더. 브리더. 지금 정원이 듣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약간 정원이 말안들때전 옆에서 듣고 있어요. 저잘저말 잘듣지 정말요? 네. 근데 지금 진짜. 제 투표권 한 표고 나머지 세 표예요. 저는 그리고 아, 맞아요. 오케이 그냥 저는 제이 미 결과가 일단 제이 분의 네 그 마지막 마지막 발언 아, 마지막 발언 네. 마피아 네. 게임 아니에요? 저 무슨 토론해요? 어, 마피아 게임 아 미치겠네. 어 어쨌든. 어, 네, 사실상 뭐 리더 할 생각 없고 그냥 저렇게 이빨리고 정말 안 하겠습니다. 그냥 저 리더 되는 사람 저 중간에 뽑아주고 저는 막내하세요. 형이 형이 막내하래요. 네, 기는 어? 죽어. 그 막내하라고 방금 뒤에서 그랬어요. 아, 네, 어쨌든 저는 네, 리더 관심 없습니다. 아, 여기 참고로 일명다 투표입니다. 아, 아, 저기요. 네, 네. 아, 네네. 저 방금 눈이 감겼는데요. 이제 공이지만 눈을 감고 일명 모두에게 투표권. 오, 뭐야? 깜짝이야. 아 이거 텐션 떨어지고 걱정. 아 오늘 하고 못봐아 그러면 나 제일 투표할 테니까 나 중간에 뽑아줘. 오케이? <laughs> 네? 예, 네. 야 그런 게 어딨어. 오케이 <laughs> 네, 끝. 야 말도 돼. 일단 잘 들었고요. 네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건 진심이에요. 저 공의주의고. 밤이 아, 됐습니다. 저는 믿고 있어요. 외워도 하 근데 이거 만약에 이제 리더가 정해주면은 이제 서로 저희가 티격태격하는 그런 모습을 봐요. 아.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재미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합시다. 난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오케이. 예. 네. 너무 좋을 것 같아. 네, 공이 씨는 눈을 감아주세요. 오 제일 믿는다. 오늘부터 일, 오늘부 어? 오늘부터, 아, 오늘부터 1... 년간 지될 공이제 리더는 아 이건 투표하고 하는 건가? <laughs> 뭐야 뭐야 뭐야 아 그거인 줄 알았는데 투표 시작하겠습니다 아, 네. 네. 아니면 뭐 그거 어때요? 그 아일랜드 그 그거 처음처럼 이, 저 투표해서 손드는 거. 아, 바로 하는 거 맞아요? 아 그렇게 하고 계세요. <laughs> 예, 예. 아 근데 막내 막내진은 안 나와. 자 공이즈 공이즈 네, 저랑 공 공이즈 들어도 돼요? 어 들어도 되죠. 자기 빼고. 아 자기 빼고 네. 자기 자신은 먼저. 아, 자기 자신도 할까요 그럼? 아 저는 되지 아니. 네, 자기 자신 안 하는 걸로. 이제. 어 자기 투표 안 돼요? 자기 투표 안 되죠. 아 네, 그러면 그럼 무조건 한 사람만 할수 있어요. 그죠 그죠. 네. 네 여러분 이제 잡설은 각설하고. 네 이제. 네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아일랜드 생각나도 좀 힘든데.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제이크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별. 야 아, 잠깐만 그거 진행이 안돼 진행이 아, 오케이 갑시다 바로 갑시다 렛츠고 집중해주세요 네. 그만 그만 진행은 네. 제이크가 공이 제일 리드가 되면 좋을 것 같다 손 들어주세요 하나 둘셋 뭐지? 근데 솔직히 자 하나 둘셋 하고 끝내겠습니다 누유 네? 없죠 누유 하나 둘, 셋. 손 내려주세요, 네. 네, 손 내려주세요. 뭐가 뭐가 지금 뭐가 뭐 제이크. 아 제이크.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제이크 같이 하나, 둘, 둘 셋. 정확하게. 공이꼭 해야 돼요? 그럼요. <laughs> 뭐? 그럼 내려주시면 네. 됩니다. 네, 하나, 둘, 셋. 네, 끝났습니다. 네. 두 번째 네. 성훈이를 한번 투 성훈군을 투표보겠습니다 <laughs> 하나, 둘, 셋. 제발. 한 명도 없나 설마? 아, 좀 많은데. 오. 오, 꽤 많은데? 여기 있어요. 야, 이렇게 하면 진짜 아, 한 명도 없는 거야. 둘, 셋. 네, 제이 군을 투표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와. 네, 손 내겠습니다. 네, 네. 하나, 둘, 셋. 아, 네. 일단은 요 <laughs> 일단은 잘 봤고요. 일단 혹시 몰라서 리더가 됐을 수도 있으니까 한 명씩 소감 축하 소감을. 아, 뭐 그런 거야. 아, 그런 거야. 아, 그래가 이거 편집해서 된장 사석 축하드립니다. 저를 뽑으셨어요. <laughs> 네? 뭐야? 저를 뽑으셨어요. 한명 더. 아 기뻐하잖아요. 맞아요. 빨리 소감을 얘기해 주세요. 야, 기아 아, 아. 네. 지금 1년 동안 임기 1년인데. 네, 임기 1년에 잘 해보고 내려보도록 겠습니다 오. 오. 오. 믿음스럽네 자, 일단은 전 다음 리더 노리겠습니다. 일단 투표가 끝났고 굉장히 막상막하어요 네, 막상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왠지 제이가 다, 제다 제일 성등은 아, 아, 우리 들 아무도 안 들었을 것 같은데. 아니 아니 아니요. 그 그건 나는 차 본인 했어요. 아니 본인 아니죠. 본인 하면 안 돼. 본인 아니 본인은 지금 아닌데. 아니 본인 아니. 자 여러분 추리하지 마시고 마피아 게임 아니네 <laughs> 공개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년간 유지될 공이즈 리더는 아그자 스코어 먼저 알려주시죠. 스코어요? 네. 아그 아, 그, 아 그 그러 2등부터 알려주세요. 2등. 2등 스코어. <laughs> 자 2등. 아니다 1등 2등 3등 이렇게 하는 게 네, 아니라. 예. 어, 제가 제가 제가 3등 1등 1등 1등 수를 공개하라 투표수 먼저 아니 제가 제가 네. 말할까요? 3등의 투표수 아 1등 1등 1등 투표수 먼저 공개하고 그럴까 네아아 아, 그렇게? 네, 네 아, <laughs> 자 공개하겠습니다 3등의 투표수는 3등의 투표수는 100% 요건데 0표 자 2등의 야 나무 같은데? 2등의 투표수 공개했습니다 짠 3표. 오! 오! 박사 1등이네요. 어, 뭐야? 아, 잠깐만. 자연스럽게 한 명이 한 번밖에 투표 못 하잖아. 네. 네. 2등 3표라고. 근 너한테 그러니까 4명이 4표잖아. 아 그러니까 4명을 한 거지. 어. 4대 3한 거지. 4대 3. 7명. 마지막 1등의 투표는 누가 그렇게 실례가 냐 4표. 와, 막상 막상데? 이정도 할까요? 야, 꼴등만 안 하면 돼, 제 꼴등만 아니면 꼴등만 아니면 제발. 아, 제발. 안 되면 안 되는데 없어. 2등? 2등 2등 우리 할까 1등부터 그냥 가시등 2등 2등부터 할것 2등 자 2등 제발 나, 나여, 나, 나여라 꼴등부터 할까요? 아니 아니, 아니, 2등, 2등 첫 글자 먼저 공개하자 네 리드 리드 2등 2등, 2등 박, 첫글? 첫글자? 2등의 후보로 아쉽게 탈락된 후보를 공개했습니다. 아니, 네. 아니, 그냥 해! 그냥 미쳐! 빨리, 빨 시간도, 시간도 없는데. 아, 이거. 네? 제이요? 뜨. 제이크? 제이크. 아. 솔직히 아예 다이다 제이크. 어, 제이크. 제이크가 1등. 자, 그러면 사람이 3등 몸이 아니라 1등 1등 갈까? 1등 갈까? 아니 그니까 3등인가? 어 잠깐만 1등 갑시다 1등 갑시다 1등 맨 마지막에 꼴찌라고요? 네 영표라고요? 네 어, 그러면 네 우리 이제 나, 나면 진짜 이건 또 아닌데 자, 그래서 리더는 잠깐만. 안돼. 리더 잠깐 많 막내 됐어. 아. 이건 아. 진심인데요, 여러분. 아니 잠깐만. 야 제이크 뽑은 사람 손 들어봐. 나. 나. 누가 한아 이건 공개하고 싶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일단 어차피 디미, 맞아요 원래 비이에요 비밀 투표. 뭘 음, 어, 지금 와 어, 엔진분들 몇명 들어와 여기 계시죠? 근데 아 비밀 투표 아니네. 그런데 어제 사실 사실 보니까 세계 보니까 인스타 나오는구나. 일부러 네, 안 봐요. 제가 뽑았습니다. 아 어? 예, 왜 저를 물어보셨죠? 왜 저는 한 번도 안 뽑았어요? 저는 이제 약간 기준을 다르게 잡았어요. 저도. 리, 리더, 아니, 자, 리더를 하면은 약간 혼자서 약간 짊어지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럼요. 근데 성훈이 형은 약간 혼자 다 잘하는데 약간 둘이 못해서 혼나면 억울하니까 이제 제이 형. 음. 아, 그러나 내 리더라고 생각하고 같이 얘기하고 있구나. 제 그냥 흥이라도 만들주지 여기, 네. 여기저기서 어떻게 된다. 그러면 이거를 어. 약간 설명, 그러니까 이해기 쉽게 한 명씩 뽑은 이유를 음. 니키 니키 재밌을 것 같아요. 니들 그렇죠. 잘할 것 같아요. 니들 게 있어 솔직 말해서 이게 왜는 거야? 그러니까 깊게 생각하지 않고 응. 재밌을 것 같아요. 그냥 제이 형이 리더에 관심 없다고 해가지고 관심이 없으니까 관심이 없 아니 제가 뭔가 없어서 멋있잖아요. 왜 그렇게 하면 안 돼? 막내는 제이였어요 원래 근데. 근데 사실 실제로 형님 막그 제가 나이 많잖아요. 아니 나이로 문제도 아, 사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는 손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아. 맞기는 한데 어제도 그건 뭐 어, 그래 이게 근데 저도 뽑은 이유가 제일 4월 20일로 빨리기 때문에 어, 나이로 네 저는 그 나이로 다시 다시 다시 아, 나이 나이 다시 다시 야 나이 95살 나 나도 제일 자 그래서 리더 특권이 뭐였죠? 막내 뽑기였나? 지금 일단 리더 진짜요? 리더 특권이 뭐냐면요 여기 특권이 있어요? 적힌 거 있었어 본인 제외에 은제 역할을 주는 거 아 서열주는 나 아, 아, 약간 약간, 약간 아, 왜 제이한테 줬냐고 <laughs> 아, 어? 2년 동안 아. 재밌겠네 참고로 잘못됩니다 아, 제이 아, 제이 아, 제이 아, 예능 아, 같은 거 나갔을 때 나는 주때 있지 누구한테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아, 얘기해 그래 그래 <laughs> 그러면 주때 있으니까 소신 있게 너는 막내 하고 이거 빌리프레 그 사이트에다 오피셜로 <laughs> 이거 어, 무조건 오피셜로. 네, 아 그리고 포지션이 포지션. 네 그리고 제이크 그 중아 이제 중간이야 네네. 네. 예 안매매. 자인생 아무가 필요 없네 사회생활이라는 게. 네. 그렇습니다. 자 제이의 하이프맨이 있습니다. 하이프맨. 네. 하이프. 뭐 사실상 이게 잘해준다고 하이프 공일즈 나갈래요. 공일즈 만나요. 뭐 사실상 이거 한다고 해가지고 엔지니어 분들한테 놀림받는 것밖에 더 있긴 한데. 어. 별 역할이 없긴 한데. 오케이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네. 한번더 날을 맞은 봉이즈에게 혹시 주고 싶은 선물이 있을까요? 오! 선물. 아, 아 동생 날인데. 아, 선물. 저희가 음. 또 준비했잖아요. 준비했어요? 준비했어요? 준비 안 했네요. 저희... 막 자신이 선물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아니 근데 가 선물이나 막 이런 거 이거 벗어줄게. 저는 이미 졌잖아요. 뭐요? 뭐? 죽사. 아, 이거 선물이니까. 무슨 선물이야? 편지도 선물이니까. 음. 네, 그래요? 뭐 뭐 정성이 중요한 거지. 저 이거 줄게. 아, 잘 쓰겠습니다. 야, 이거 제일 이거 드릴게요. 제일 이거 사다했던 이거. 아, 저 지금 저 찍고 있는 저 핸드폰도 좀 주셔야 합니다. 네, 말 딱히 없는 거죠? 네, 딱히 없습니다. 와, 아, 아, 아. 딱히 없나요? 성인이 되셨잖아요. 성인이 되신 만큼 이제 약간 어, 약간 성숙해지시라고 약간 뭐가 있을까요? 저는 자 그러니까 향수 성년의 날 약간 하면 막 향수 장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장미를 다 연결돼 있어 가시전. <laughs> 와. 제 선물이에요. 근 생화가 아니군요. 두 개밖에 없어서. 네, 생화는 아닌 걸로. 가시 가시 있어요. 생화 아니에요. 가시 가시 있어요. 있긴 하네요. 그냥 앞에다 살짝. 케이크. 아, 전 아, 아, 동생이랑 살짝 걸어놔요. 그래, 얘들아 너무 감사하고 동생들의 존재가. 네, 아무튼 아, 네. 와, 네. 감사하다. 네. 아 저는 약간 그런 거 해줬으면 좋겠는데 니키가 사진에도잘 찍으니까 아맞아 이제 오늘 사진의 날을 맞이해가지고 어, 좋은데요? 아 벌라로이드 집에 두고 왔어 아 그래요? 와 지금 댓글창에 지금 축하로 우추수 엄청 많이 달렸어요 땡큐! 예! 아, 예! 콩! 콩! 콩! 옥수수 지지다들 감사합니다 그럼 무슨 카메라로 찍죠? 아이고. 제 핸드폰으로 찍을게요. 어, 어, 렛츠 고. 어, 제 핸드폰에 다시 나와서 제 핸드폰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들고 찍으면 멋져. 멋져. 이들 변함로써 오늘 저 오늘 야식은 무슨 소리? 어, 안 찍어. <laughs> 이거 이거 뭐라고 하죠? 포토카드. 포토카드. 포토카드. 이거 포토카드 어디에 나가나요? 앨범에 나가나요? 여기는 그 배경을 자,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세 명만 찍으면 돼. 이어서 찍으라고. 공이죠. 니런 사진은 안돼 니런. 이것도 레전드의 탄생이 될 수도 있어. 저기 니런 사진. 우리 행만 하면 무슨 썼더라? 이거 조금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아, 어, 아, 벌써요? 네. 벌써 마치나요? 벌써 마치나요? 공유준 이거 뽑기는 왜 해가지고? 아, 취임식 감사합니다. 네, 막내만 하면 되지. 저 그 성년의 날이라는 오늘 처음 알어요 네, 막내가 제일 젊어? 오늘이 5월 17일. 어, 젊은 게 최고야. 성년의 날. 어, 성년의 날 맞아요. 응. 네, 맞아. 마칠 시간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날이 아니어서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렇게 중 여러분들 마칠 시간입니다. 어, 진짜요? 공이즈들의 아. 공식으로 성년이 된 소감을 들어보고 끝내보겠습니다. 저는 정말 성인인 만큼 더 성인다운 모습 꼭 보여야겠습니다. 아, 이제 멋있다. 네. <laughs> 저는 이제 원래는 이제 좀 성숙해질 그 생각이었는데 오늘 막내가 돼가지고 이제 어리광 좀 부리려고 아, 네. 네. 오늘 숙소 가서 다들 봅시다. <laughs> 지금 충분히 네. 아, 애교 애교 보여야 네 감사하고요. 여러분 성년의 날 너무너무 축하해주셔서 너무너무 아, 정말 진짜. 너무 진짜 네, 하는 만큼 땅, 땅만큼 네, 엔진, 엔진분들도 축하 같이 해주셨으니까 음, 감사합니다 네, 엔진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음, 멤버는 아니아 그래 그리고 뭐 정원씨가 뭐 리더로서 뭐 제이씨한테 한번 아, 아 뭐, 진짜 근데 리더는 진짜 리더 리더 값을 해야 돼 그럼 리더 얘기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러면은 그냥 1년 동안 공지 리더 말고 그냥 리더 합시다 오 그래 <laughs> 그래 <laughs> 그 표정 보그 표정 이대로 희생한 한번 보여주 <laughs> 방을 거부합다 그 네, 그러면은 공인의 리더 소감 한번 해주세요. 말해주세요. 네, 네 책임 회피하려다가 실패하셨는데 어, 네 어쨌든 된 김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 오, 그럼 뭘 하실 건가요? 네, 뭘 해야 되죠? 또 알아서 하셔야 돼요. 아니, 리더가 <laughs> 아침에 아침에 제일 그 성을 깨워주기. 오, 좋다. 오, 좋다. 오, 좋다. 오, 좋다. 아, 이거 아니 벌칙이 있어. 벌칙이 있어. 아니 안 하면 리더 이제 내려오는 거지. 근데 리더가 중요한가? 중요하죠. 리더는 굉장히 중요하죠. 리더 중요하죠. 공인들 리더가 중요. 아 그건 모르겠다. 어쨌든. 공인 아, 좀. 불편도 <laughs> 되지. 얼굴에다 이렇게 잡고. <laughs> 야씨. 저는 재미가 잘 일어납니다. 일깨우 일어나요. 살충시켜버수 있어. 네, 그럼 네. 지금까지 오늘 성년의 낮을 맞은 공이즈 네, 와, 진짜 오 대박이다 진짜 네, 공이즈 제이, 제이 성훈 축하사절단 아. 정원, 선우, 니키, 니키. 그리고 MC의 희승이었습니다. 와. 아, 그럼 지금까지 그 전에 그거 안 해도 돼요? 성훈이 형이 이제 전 세계에 계신 아 맞다 캡처 타임 안 해도 돼아 그러네 아, 그럼 나잖아 깜빡 어? 리더 하실래요? 리더 깜이신 것 같은데 내가 네. 이거 그러면 성년을 맞이해서 캡처 타임 한 번 하고 좋습니다 네. 이거 그럼 갖고 올까요? 그럼요 네, 리더님 리더 리더 최고야 쏟으면 최고치니 공이 오케이 1천 명이 좀 어려운데? 그러게요 어, 그냥 우리 아 리더님들이 엔진 분들이 이제 주변 밝게 해주실 거예요. o k a let's go. 3 1. 3, 2, 1. 3, 2, 1. 라스트 성년의 날 하면 뭐가 떠오르죠? 네. 공이즈 할까요? 어, 그거 좋다. 공이즈. 공이즈. 이거 이즈 공이즈 그걸 할까? 공이즈 괜다 이거. 공이즈. 안 들려. 이렇게. 그냥 V로 할까요? V? 오케이 0이 3, 2, 1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할 말이 있는데요. 네네. 네. 네, 일단은 전 세계에 계신 또 공이제 분들이 아, 또 계시잖아요. 아, 아, 저희 말고도 이제 엔진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전 세계 많은 공이제 분들 일단 성년의 날 너무 너무 축하드리고 네, 네 다들 공이제니까 공이제 들어오세요. 오, 어, 제가 네, 공이제 클럽 예, 전 세계 몇천 명만 몇천 몇천만 명이 있을지 모르는 곡이 다 친구예요, 진짜. 네. 네. 네, 그리고 저희 이제 또 어제 비버 티저가 떴잖아요. 아, 오늘 저녁 아, 맞아요. 어, 아, 비버 맞아. 티저 떴는데 이제 비버 활동 그 수요일 날 나오죠? 네. 수요일 날 나오고 나서부터 이제 활동이 시작되니까 방송에 부탁드립니다. 엔 못했죠. 엔지니어 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걸 보고 아주 기분 좋았습니다. 비버 네. 네. 진짜 기대요. 너 때문에. 어, 너 스포한 줄 알았어. 어, 잠깐 손 눌렀어. 이 나갔어. 어, 괜찮아. 아무튼 우리 나좀 내주세요. 그러니까 어차피 다 내려놓게 네 안 봤어. 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오늘 성년례를 맞은 공인지 <laughs> 제이크, 성훈, 축하사절단 정원, 선훈, 이키 그리고 MC의 희승이었습니다. 와우! 네! 그럼 해주시죠 리더 오 리더 리더 네, 리더 아, 리더니까 아 오늘 오늘 리더 네 오늘 리더 어, 네, 네. 그럼 지금까지 아니 그럼 지금까지 엘레카였습니다 감사합니 안녕 안녕 그냥 씨가주세요 리더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